넌 내가 싫어 넌 내가 가벼워 보이니 나도 같은 생각 내가 싫어 하지마 하나도 위로 안 돼 너도 미 가벼 보이니 나도 같은 생각 내가 싫어 하지만 나도 위로 안돼 너도 미워 언짢게 내비도 당연하지만 너가 뭘 알아 다 지워 이런 내가 싫어 너 내가 가벼워 보인 같은 생각 내가 싫어 하지만 나도 위로 안돼 너도 미워 원자의